샤이닝 스타일기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군요 26화가 마지막이라죠 벌써 아쉽네요 그래도 퀴즈 미션은 해야겠죠? 물론입니다 저번 퀴즈 첫 번째 정답 멜로디 폴스가 코디를 맡고 멜로디가 매니저를 맡았었지 두 번째 정답 진 사실 지니 프라이데이의 리더였지. 다들 알고 있었나? 마지막 정답! 베토가 목소리 따라하기 어플을 사용해서 속였기 때문? 베토는 정말 능력이 많네. 오늘의 퀴즈 나간다. 첫 번째 퀴즈. 데뷔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일까? 두 번째 퀴즈 멜로디가 다툰 이유는? 세 번째 퀴즈 나라는 팀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? 다음 미션 퀴즈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요 제키 선생님